벗었대요 앞으로 고꾸라졌대요 <laughs> 그럼 어떻게 내가 얘를 먼저 발견한 걸 어떡해 그러면 왜 사풀 좀 잘하지 그랬어 사주 경계 나처럼 잘하지 그랬어 그치 친구야 다음부터 열심히 해 데스캠 보고 배워 좋아요와 구독 화이팅! 이제 게임에 집중해줬어. 와이짱 하자. 되잖아 7 8번 nice? <laughs> 하필 딱 78번이냐 그치 신기하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살짝 볼까? 저기 있다 18번 아, 까비 왜 이렇게 속삭이냐고? 저한테 들릴까봐? <laughs> 저한테 들릴까봐? 찾았다. 진짜. 그 우지. 벡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붙게 늦었나?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안에 들어있거든? 가야 돼. 올 거야. 건너와야 돼. 건너올 거야. 다리, 다리 건너면 베스트. 하나, 둘. 미안하다, 친구야. <laughs> 미안, 미안. 나는 정마탱 맛있어 맛있어 오, 맛있다 호호호호 어, 차 어, 어, 전부는 승리한다 집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헉, 옆집에 사람 있다 얘도 깎고? 얘도 놀래켜줘야겠는걸 먹이를 발견한다 건너갔나? 엎어졌대요. <laughs> 앞으로 고꾸라졌대요. 어, 구상 뭐야 뭐 이거 엄청 많아. 엄청 부잔데? <laughs> 그럼 어떻게 내가 얘를 먼저 발견한 걸 어떡해. 그러면 왜 사풀 좀 잘하지 그랬어. 사주 경계 나처럼 잘하지 그랬어. 그치 친구야. 다음부터 열심히 해. 데스캠 보고 배워. 야 치킨 요즘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변태처럼 자기들 밖에 구상 아홉 개 들고 다니면서 음 똑같이 음, 안 죽기 위해서 자기들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메타는 거의 승률 50%를 자랑하는 아, 또 멀다 또 멀어 또 멀어 오늘은 날 도와줄 그 생각이 없나서 자기들 가자 아니 변태를 할 때도 있고 뭐야 그, 노래 나 좀, 존보라고 변태라고 놀리는데 나 그래도 기억해 나 왈자 내렸다 <laughs>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 왈자 내렸다 그냥 존버형 옆으로 하자 키도 4킬이나 했는데 존버라니 아니야 지금도 그런 시대가 왔어 왈자 내려가지고 다 존버하는 시대가 왔어 요즘 왈자에서 옆으로 누가 해 어쨌든 왈자 부트캠프 짱 먹은 건 누구다? 나다 왈자에 부트캠프에서 7킬 하면 뭐하냐 짱 먹은 건 누구다? 나다 <laughs> 이것 봐 이거 또, 또 뜬다는 거 이거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된다니까 이거 봐. 또 먼저 갔으면 쟤한테 내가 죽을 각이었어 봐 쟤도 나, 나처럼 하잖아 봐봐 걸어서 존버 변태 뒤에 변태 <gasps> 봐 쟤도 나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 단지 내가 더 뒤에 있었을 뿐이야 <laughs> 아 총소리 나서 어떡하지 좋은 데 하나 챙길까? <gasps> 보내 보내 보내 쟤를 쏘는 애가 있으면? 나를 쏘는 애도 있을걸? 쟤를 쏘는 애를 잡으면 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여기 진짜 존버 출 졸머 존버 100명 100, 아 뭐야 10명 있어 10명 쟤를 쏘는 애가 없으면 난 얘한테 죽는 거지 얘는 내 총소리 들었었거든 좀 도는 거지 돌아 돌아 아자기장개 좋네 자기장 밖에서 좀 더 있다 가자 좀좀더 있다 먹어도 돼 걸어가 걸어가 자기장 밖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거야 자기 구상이 많아서 괜찮아요. 그러니까 걸어가야 돼. 뛰어가면은 내 발소리에 끝라인에 엎드렸던 애가 날 죽이니까 천천히 가야 돼. 이제 들어갈 거야 슬슬. 지코리 하나하나 다 찾고. 발소리. 정부는? 금리한다 집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배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나 솔로 치킨 잘 먹는 이유가 뭔데 어? 자기장 뭐야 <laughs> 자기장 뭐야 뭐야 뭐야 다 아, 여기서 뭔데? 자기는 인이다. 여기까지가 인이야. 숨도 쉬지 마. 치킨집 100개 감사합니다. 그래 오늘은 다섯 명 남았는데 이걸 이걸 걸어준다고? <laughs> 아니 그래 오늘은 감사합니다. 네명 좋았고요 저기 한명두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나 보다 한 명은 여기 없을 가능성도 있겠는걸? 최대한 천천히 마지막에 나가야 돼 연막 깔고 연막 작업도 해야겠다 내문 여는 순간 술탄 날아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? 저기 한명 있다 여기 여기 있다. 죽었다. 끝. 아, 이겼다. 찌지. 총알 한 발도 안 맞았지롱. <laughs> 안 맞았지롱. 지지. <laughs> 한 대도 안 맞았지롱. 유아가 물어봐야겠다 한 대도 안 먹고 1등 하는 방법 극한의 전복